봉 빠진다요 봉이 빠진다 하이파이브 하지 말고 그 손을 잡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걸려 맞아 이거 지금 진짜 수비하려고 했을 때 자세 나온 거지 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빠르게 가는 거야 이거 온다고 이걸 밀어내, 밀어내버리면 드립을 박자 안 맞아 때리는 느낌 나면 안돼 거는 느낌 나야 돼 이쪽으로 약간 좀 때리는 느낌 나거든? 왜냐면 아파 걸려 수비 왜냐 면 수비 위치가 뻔해 뭐, 뭐 이렇게 수비하지 않을 거 아니야 <laughs> 그렇지? 수비 뻔하다고 뭐 여기나 여기나 이거 대거나 뭐 그치? 더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돼 쏘고 뒤로 갈 때 백페달 백페달 그렇지 발목에 힘주고 몸 풀면서 너무 재지 말고 조금만 더 빨리 던져봐 어 그냥 보이면 바로 이렇게 던져봐 그렇지, 던져 그렇지 제일 시간이 없어 빅맨이 남았는데 바로 던져야지 그렇지 바로 던져서 이걸 늘 이걸 늘려고 연습해야 돼 어. 나이스 나이스 원드립을칠때 반대 한번 보고 가자 미리 보지 말고 처음에 드라이빙 치고 원드립을 칠 때 반대 땅 원투 그렇지 리듬을 타야 돼땅굿굿 나이스 볼 잡으면 은투드립블에 드랍 만들고 뒷발 근데 어, 드랍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진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뒷발 가져오는 속도 빠르게 할 거야 목적이 만들고 만들자마자 빠르고 올 때 바로 차는 거 끝, 나이 포켓 가져와야지, 포켓 여기가 아니고 여기 가져와야지 땅, 땅 쭉 가져와야지 땅, 땅 쭉, 끝, 끝 더 빨리 잡아 더 빨리 두번 튀기고 세 번째 오른발 들어서 리프트야 오케이. 뒷발이 드랍에서 닿고 뒷발이 밀어서 여기서 이만큼 가잖아 이 가는 느낌을 살려야 돼 들고 땅 하나 둘 땅 드랍 밀고 그치 근데 앞으로 가야지 하나 둘 셋 상체가 약간 들려져 있어 더 그 공격적으로 가야 돼 공격적으로 나가기 바로 직전에 땅 그렇지 중심 앞으로 그리고 인앤아웃 치지 마 일자로 일자로 뒷발 밀어 그렇지 그, 그. 밀, 면은 바로 뒷발 빠려야 돼 느려 느려 느려 심지어 점프를 뛰어 그렇지 이쪽은 괜찮아 이쪽은 괜찮아 저쪽 이쪽 더, 빠, 더 낮게 깔아서 뒷발을 타서 점프를 뛰고 온단 말이야 이쪽 다시 해봐 저쪽 저쪽 그렇지 더 깔아 더, 깔아 그렇지 굿굿 그, 그, 그. 근데 떨어지고 이, 미는 임팩트가 있어야 돼쭉 그렇지 진짜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쭉 원투 나이스 나이스 제일 좋았다 제일 좋았어 앞으로 쭉 나이스 그냥 레그 리프트 레그 리프트 쭉 원투 자 레그 리프트의 동작은 더 낮아야 돼더쭉 제자리 띄우는 게 아니야 공격이야 공격 지금 레이업 들어가는 레이업 레이업 그렇지 굿굿굿굿 더 올렸어야 돼 그, 좋아, 좋아, 좋아진다. two. Good, good, good. 아 좋아요 좋아요 밸런스가 깨졌다 싶으면 무릎 그리고 공도 더 올려야 돼 원 투 스텝 한 번은 뒷발 한 번은 스텝백 세 가지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 번갈아 가면서 원투 스텝 그리고 원 스텝에 스텝 백 그다음에 뒷발 앞으로 나오지 마 거기서 땅땅 스텝 백 뒷발 아니 왼손 어 그렇지 미안 쭉 공이 지금 계속 내 손에 있는 게 아닌데? 더 가지고 있어. 더 이렇게 더 담어. 그렇지. 품으로 더 담어. 담아야지. 이 내 품을 이렇게 담아야지. 너무 멀고 막 공이 막 이렇게 헛돌고 있어. 막. 손에 떨어져 있어. 막. 봐봐. 공 빠진다요. 공이 빠진다. 품어, 품어. 그렇지. 나이스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좋아 리듬 좋아 오케이 굿 리프트 할 때 뜨면 안돼 마지막 가니까 또 뜬다 더 숙여 그렇지 굿 준비 어떻게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쪽 몸다 상태 팔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 다뭐 아니면 붙어 있던가 치고 들어가면서 이 팔만 걸어봐 아니 그렇게 그렇게 걸지 말했잖아 손으로 어. 이렇게 있잖아 그냥 뭐 공격하잖아 이, 이거 걸고 나가면 된다니까 이걸 이렇게 걸어야 돼 제대로 걸어야 돼 제대로 손으로 어. 그래야 못 움직여 하이파이브 하지 말고 그 손을 잡으면 어떻게 정확히 봐 침착하게 어 수비해봐 이거 여기 가면 되고 굿굿굿 지금 그, 그, 이렇게 잡는 느낌이 있거든? 잡으면 안 돼 걸어 엄지 빼서 돼 진짜 수비해볼게 오케이 굿 굿. 바로 들어가지 말고 멈춰서 멈춰 있다가 들어가 더 멈춰봐 더 멈춰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걸려 맞아 이거 지금 진짜 수비하려고 했을 때 자세 나온 거지 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이게 엄지가 나오냐 빼냐에 따라서 잡는 느낌이냐 대구 뿌리치냐 느낌이 틀려 그렇지. 더 안쪽에 걸어줘, 안쪽에. 바짝 붙어서 팔이 위에 올라와 있잖아. 위에 올라와 있다고 여기 걸는 게 아니고 팔을 더 어깨를 더 빼서 올려서 여기 걸어야 돼. 팔 대봐. 이거를 이렇게 걸어야 돼. 밑에 어, 위치가 어디 있든 손이 다 위로 올라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게. 그럴 리 없겠지만. 어, 나이스, 나이스. 자꾸 걸어봐 안 해봐서 그래 훈련만 하고 시합 때 안 해봐서 그래 자꾸 해봐야 되지 에? 어렵지 않잖아 할 수 있지 이 정도 걸고 손이 넘어올려가면은 드립을 치는 이 손 걸었기 때문에 손이 넘어올려가면 이 드립을 치는 손을 드립을 치는 거를 좀 더 멀리 치면 돼 멀리 치다가 넘어오면 멈추면 되잖아 굿 나이스 나이스 걸어 가다가 첫 스텝 레이업까지 해볼게 그렇지 해봐 레 해봐 그대로 레 해봐 뒤로 치고 오케이 좋았어 빠르게 가는 거야 잡고, 그, 그, 그. 잡고, 왼손 드립을 치고 있어 지금 치고 있어 나가지 말고 잡고 있어 이렇게 그렇죠 이제 빼고 그그그그 그그 오케이 굿 반대 막 밀어낼 필요는 없어 밀어낼 필요 없는데 내 공간 안에만 안 들어오게 힘을 주고 있으면 돼 이거 온다고 이걸 밀어내, 밀어내버리면 드립을 박자 안 맞아 사람이 이렇게 못 걷듯이 그렇지? 대고 이 박자 맞춰야지 힘 주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야 완전 어, 네, 좀 이해해줄게 이렇게. 오케이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더 걸어야 더 걸어야 돼 빠졌잖아 빠진 걸로 끝나면 안 돼 자 빠지면은 계속 스와이프 하지 말고 공간 만들어 어. 딱내 공간 그렇지 굿 나이스 나이스 그래? 예? 못 따라간다고 굿, 나이스, 나이스. 굿.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반대. 굿, 아, 좋아, 좋아. 굿, 굿, 굿, 굿, 굿. 약간 때리는 느낌 나면 안 돼. 거는 느낌 나야 돼. 이쪽은 약간 좀 때리는 느낌 나거든? 왜냐면 아파. 때리기 하면 안 돼. 진짜 때리는 것 같아. 대라 걸란 말이야. 그렇지. 피벗해. 나한테 해봐 이제. 이제 들어가봐 일로. 그렇지. 그렇지. 걸란 말이야 자꾸. 걸려고 해야 돼. 펀치로 멈춰봐. 자 펀치는 이제 팔을 처음에만 걸고 나가고 떼고 공간 어, 처음에만 스와이프 걸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공간 만들어서 공간 확보 굿 나이스 나이스 걸다가 빠졌어 빠져서 따라와 공간 내가 수비보다 먼저 나가기 위한 스와이프니까 왼발 축 오른발 피벗 그렇지 걸란 말이야 약간 걸고 걸고 나서 공을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친다는 느낌? 이런 느낌 나야 이런 느낌 나가봐. 더, 더. 그치. 공을 약간 들고, 공한 손으로 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뭐, 잼 넣고, 일단 걸어 둘 나가면 돼 반대발이야 반대발이었지 어느 발이 상관없어 이 발도 괜찮고 이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이발 똑같이 이렇게 나가면 다 걸어야 돼다 먼저 걸고 먼저 걸었은, 걸었는데 공 떨어뜨리지 말고 제대로 걸리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전하다고 멀어지니까 나이스 나이스 이 느낌 오케이? 멀어졌지 확실히 아까는 여기 바로 떨어졌잖아 좀 위험해 나이스 굿굿 굿굿굿굿굿굿 오케이? 피어터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빼고 있어 앞에 보고 굿 나이스 나이스 굿 나이스 나이스 굿 다 맞았는데 하나 틀렸어 엄지 잡지마 굿굿 오케이 공 잡고 있을 때 스와이프 자그다 리프트 리프트 스와이프 치고 가다가 수비 있을 때 공격적으로 아까 낮춰서 띄우고 내 앞에서 띄우고 스와이프 그렇지 그렇지 순간적으로 붙고 붙, 상대방한테 붙잖아 위험하잖아 걸어서 공간 만들어야 돼자 이것도 내가 박자를 안 맞추고 수비가 어디 있든 간에 띄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나가야 이렇게 바꿔오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대로면은 그대로 뛰면 되는 거고 대신 이건 안 좋은 거야 하다가 수비 있는 데서 와가지고 멈춰가지고 이건 안 되고 둘셋 다시 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좋아 좋아 약간 리프트는 한 70% 그리고 떨어지고 스와이프 하는 순간 반100% 그래 그래 좋았어 좋았어 아, 걸란 말이야 또 걸려 수비 왜냐 수비 위치가 뻔해 뭐, 뭐 이렇게 수비하지 않을 거 아니야 <laughs> 그렇지? 수비 뻔하다고 뭐. 뭐 여기나 여기나 이거 되거나 뭐 나이스 나이스 굿 못 들어온다고 너 공간으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굿 굿 굿 알겠지? 아이고